Música baby. 안녕하세요 이렇게 큰 공작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가 이렇게 덧대서 용접을 해야 되고 다음에 이런 기본 홀더거든요 이게 이게 기중에 파는 거 끝까지 다 넣었어요 다 넣었고 이 정도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오류가 뜨죠 543이 한계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8번 공구 끝까지 다 안 들어가죠 다 갈아냈어요 여기를 여기를 갈아내고 이거를 최소한으로 아마 이게 이게 안 튀어나온 홀더들은 더 들어가겠죠? 더 큰파이를할 수 있고 여기 여기를 깎아버리고 그럼 봅시다 T 0.28 그럼 이거는 576파이까지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오리오프 576까지 되는 거죠 가공이 되겠죠?